스킨케어를 하던 공간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뺏겼어요 <laughs> 그래서 요새 이렇게 한 구석 이렇게 전신 거울과 함께 이렇게 구석에 스킨케어 제품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전신 거울을 보고 스킨케어를 합니다 지금 씻고 나와서 전신 거울이 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서 열심히 막 닦고 이러느라 피부가 찢어질 것 같아 일단 피부결 정돈을 해야 하는데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짠 봐봐요 소리 들어봐요 봤었어요 진짜 이게 약산성 토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각질 케어를 이렇게 평상시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앤데 제가 이 정도 썼으면 아시겠죠? 얼마나 잘 썼는지 오늘은 피부결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얘로 정리를 해줄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이거 막판이야 이거 자 봐, 이거 이거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 두세 번 더 쓸 수있을것 같아 이렇게 잘 닦아줍니다 목도 요새 뭐 이렇게 패드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사용할 때도 있지만 뭔가 각질 정리가 필요한 날 같다 싶은 날에는 이걸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 피부 상태를 이렇게 늦게 보면 제가 평상시에 물을 굉장히 안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콜라 말고 거의 안 먹어요. 되게 나쁜 습관이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지금 수분도 굉장히 부족하고 일단 수분을 빨리 채워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정말 순한 얘는 에뛰드 순정 토너인데 얘로 스킨팩을 좀 해주고 올려두고 피부에 수분을 빨리 공급을 해주도록 할게요. 물을 안 먹으니까 시루코토 워낙 유명한 숨이죠 한국에도 요새 이런 숨이 많은데 제가 일본 활동할 때 워낙 많이 쟁여왔어가지고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에다가 애끼지 않아요 피부는 애끼면 안돼 진짜 피부는 되돌릴 수 없거든요 노화를 늦출 수는 있지만 되돌릴 수는 없다 듬뿍듬뿍 묻혀주고 사실 잘 떨어져서 탑에다 놨다가 코에다 놨다가 근데 네, 이거를 붙이고 있는 동안 머릿결도 피부니까 제이수 제품인데요 극소형상모 집케요 제가 막 예전까지만 해도 염색했다 탈색했다 막 난리를 폈어가지고 진짜 극손상모였어요 얘를 이렇게 잘 비벼서 머리에 발라 일단 스킨케어 해야 되니까 수건에 손 닦아주고 빗으로 머리를 잘 빗가줘야 돼요 그래야 이 방금 바른 애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그리고 진짜 얘를 발랐을 때 빗는 거랑 안 발랐을 때 빗는 거랑 엄청 달라요 코로 옮겨 붙어서 떼어내도록 할게요. 한번 들려고 쓸어주고 얘는 아직도 굉장히 스킨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그래서 꾹꾹 눌러줍니다. 얘로 이거 아까우니까 팔에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톡톡톡톡 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이제 2010 2018년이야 9년, 2019년이 되고 나서 더 1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아이크림 바르기 동인비 제품입니다. 갑자기 왜 아이크림 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무거운 텍스처를 좀 먼저 발라서 얘를 좀 눈가에 먼저 이렇게 흡수시켜 주는 편이에요. 네 번째 손가락으로 주름이 생기더라도 아름답게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세럼을 발라야겠죠 오늘은 유리 스킨 닥터헵의 vital 세럼 얘가 있고 whitening 버전이 있는데 이게 되게 번갈아 가면서 발라요 제가 듣기로 whitening은 저녁에 발라라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주로 얘는 화이트닝은 저녁에 바르는데 오늘은 피부가 조금 수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바이탈 세럼 미백 주름 개선 2주 안 나와 다 썼어? 아, 있어 있어 얘도 약간 텍스처가 가벼운 듯? 그치만 뭔가 에센스를 바르는 그런 느낌이 야, 이거, 이거 광 봐요 광, 광 보이세요? 광고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스킨을 바르고 다음 세럼을 바르기까지의 이 흡수되는 시간을 조금 조금씩 기다려 주라고 하는데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거 바르고 채에서 흡수되기도 전에 막 그냥 바르고 침대에 눕는데 오늘은 천천히 아 진짜 싫어 이 스킨케어 하다가 진짜 조그마한 먼지가 묻을 때 막 간지러워 에센스를 발라야겠죠 에센스는 제가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두 개밖에 없어요 SK2랑 이것도 동인비 제품인데 저는 이 SK2 제품이 잘 맞거든요. 오늘 얘로 해줄게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라 얘는 좀 아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음, 꾹꾹 눌러줘요. 손에 남았으니까 눌러도 이거 마지막 크림! 크림은 제가 되게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동인비 세트로 샀던 거라 가지고 동인미 제품, 제가 예전에도 추천했던 유리스킨 제품, 이 구달 제품, 얘는 AHC 제품. 오늘은 에센스를 좀 가볍게 발라줬으니까 얘, 얘는 홈쇼핑에서 굉장히 다량으로 팔 때가 기 때문에 얘를 발라줄게요, 오늘. 아끼지 말고 얘를 그냥 짜요, 저는. 요따만큼. 이렇게 하면 뭐 매일 하는 기본적인 스킨케어 끝입니다. 그냥 이렇게 사실 세수 열심히 하고 얼굴에 열심히 바르면 좋은 피부가 되겠죠. 전 열심히 씻긴 해야 되는데 되게 생각날 때마다 씻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스킨케어 전후가 광이 다르죠. 저 여러분 그옷 자리 그 당신들 침대요? 오늘 뽀따리를 세탁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보따리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굉장히 보따리와 사랑에 빠져서 애틋한 <laughs> 아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요 빼짜와 빼짜 그럼 도망갑니다 저희 아드님은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불을 이렇게 두 개 덮고 자요 겨울 되게 싫어하거든요 얘는 색깔이 좀 음. 음, 음. 그래서 이렇게 감춰두고 이렇게 해서 이불을 두 개 덮고 잡니다 근데 요새 잠을 굉장히 못 자고 있죠 유튜브 과도기 약간 슬럼프인 것 같아요 약간 컨텐츠도 계속 새로워야 될 것 같고 신선해야 될 것 같은데 나의 생활과 삶은 사실 신선한 삶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제가 혼자서 해내는 거에 있어서 좀 부담감도 느끼고 금방 지칠 것 같아서 그냥 정하나라는 사람이 재미는 없지만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삶을 제 유튜브에 그냥 녹여내는 게 내가 지치지 않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인위적이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어, 보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하나에 대한 삶 뭔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새 하루하루 불면증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뭔가 오디오 음질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예, 보시면 핀 마이크를 제가 구매했어요. 제가 일단 테스트 컷으로 촬영 모니터를 해서 계속 들어본 결과 어, 그안 했을 때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아, 그 여러분 새해 되면 아, 올해부터 난 열심히 일기를 쓸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또 그만두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플 하나를 찾았어요 근데 이 어플이 뭐냐면 퀘스천 다이어리라는 거거든요 그날 하루에 나한테 질문 하나를 얘가 해요 그럼 그 질문에 나의 생각을 쓰는 거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걸 되돌려 봤을 때아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뭔가 새로운 느낌의 다이어리를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어플인데 그래서 요새 제가 이거를 좀 쓰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질문이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뭐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뭐 행복, 돈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할 거예요? 나는 한 달 뒤에 뭐 하고 있을까요? 뭐 약간 이런 질문들을 나한테 던져요. 평상시에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하지 않았을 법한. 그래서 이 날짜를 돌이켜보면 아 내가 이 당시에 아 이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다이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을 할지 한번 해볼게요. 사랑 받고 싶나요? 사랑해주고 싶나요? 그럼 여기에 이제 답을 쓰면 되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어. 많이. 굉장히 신박하죠? 추천합니다. 뭔가 어, 가슴이 되게 찌릿했어 지금. 사랑 받고 싶나요? 하고 싶나요? 항상 이렇게 불 꺼놓고 자기 전에 넷플릭스를 보다가 좀 이제 쉬어야겠다 싶을 때는 이제 게임을 하죠. 제가 게임을 잘 좋아하거나 잘하진 않는데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임이 어, 꿈의 정원 아니 꿈의 집입니다 여러분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 저는 지금 2181판째거든요 이 게임을 제가 게임을 오래 잘 못하는데 이 게임은 굉장히 오래 잘하고 있어요 자 함께 해볼까요? 이 쾌감 탁 하면 타다다다다다닥 주영? 그 여자 이름이 김주영이야? 김주영 쌤 이상해 나보고 전교회장 하지 말래 김주영 선생님 누구야? 담임이야? 학원 선생이에요